해가지고 응? 걸으면은 놀린단 말이야 아 왜? 신생아 걷는다고? 여기까지 올라갔고 아휴 와 아휴 저, 저, 저도 운동하고 싶어요 해! 네? <laughs> 걸리고 완전 따고 하나 둘다가는 거봐네네 네, 가슴 펴고 여섯 일곱 여덟 목말라 목말랐어 목말랐어 절대 저뭐 다리가 약간 좀아 아려우거나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목말라서 저희가 또 뭐예요? 노래 불러야 돼 노래 불러야지 그치 침대 관리를 진짜 열심히 해줘야 돼 근데 커피 네? 아 여기 여기 붓기 빼는 걸로? 빼는 걸로